이건 음, 뭐 이게 두 번째고 여기 번호 다 써있어 음, 첫 번째 이것도 있어 이거 파마약 묻으면 이렇게 닦아내라는 거 아니야? 목에? <laughs> 아 헤어캠 너 샀지 아까 아니요. 저 오늘 친구 파마해줄 거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1번 파마약이고 이건 2번 중화제 그 다음에 이건 아마 파마약 묻는 거 닦아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 헤드캡을 사긴 산데 여기 조금 들어있긴 해서 이것도 쓸 거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지랑 파지 말아주고 친구 머리 파마해주고 나서 저도 탈색 다시 한번 하려고 예전에 썼던 탈색약 하나 같이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 뿌염은 가르마 바꿔서 하면 돼알지 음. 잘할 수 있어? 너 이거 뭔가 치게를 꽂는 이 솜씨마저 의심스러워 <laughs> 뭔가 우리 되게 오합지절 같아. 난 믿지 마. 난 비디오거든. 완성해가지고 이거 이제 어, 랩핑 한 다음에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럼 워크숍 다녀오겠습니다. Thompson. den wirklich mit der Firma Zeit. Also bis Januar habe ich, glaube ich, Zeit. 이거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리히트 페스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랑 다녀오기로 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American Pale Null 3 Null. Ja. Zweimal. Einen weißen. Weiß. So, einmal Bagatti Cola. Bugatti Cola, ja.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40 years ago, and Rick and I, we, we share a common passion for something we were just singing about.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name. Our hearts will cry and... All Thank you.